Thank mm-hmm. you. 당신의 가슴에 살며시 기대며 수줍어 말 못하던 그때 그날이 꿈이었나 봐 지금은 헤어져 I'm nam na nic 지금은 헤어져 남남이지